어우 손에 땀이 음. 사람 여기 있나 왜? 아 미쳤다 어? 좋아요와 구독 <laughs> 아! 어 간다 다리 간다 다리 간다 어 뭐야 아, 복음 뭐야 내가 더 빠르다. 응 아니야 내가 빨라. 음, 나 다쳐요? 응나차 엄청. 아! 아 이거 이거 칠게 있냐? 응 달렸어. 어, 달렸다 달렸다 달렸다 달렸다. 와 누나. 오! 이서 잘못했어 안 해서. 미안해. 도와줄까? 아니. 인상 터졌다. 오, 오 이걸 엎어버리네. 어디야? 어디서 술탄 나 다리 가자. 여기 가서 놀자. 아, 보건 먹으러 가도 되겠다. 아니 오늘 오토바이 가 이상한데? 아우 손에 땀이. 사람 여기 있는 왜? 아 미쳤다. 어? 에? 뭐야 매드무비 아니야? 이런 대장 뭐- 나도 이런 데 짱박혀 있으려 그래 <laughs> 이런 데 짱박혀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와 이거 삼투 삼각기 아니었으면 죽었다 빙바 아 남자 캐릭터 아니었네 옷이 옷이 밝은색이었네 빵 <laughs> 등에 구멍 내 보리기 안녕 너 나한테 커리 가려놓고 너 너커리 온 거냐? 죽을래? <laughs> 어? 있으면 바로 죽일 수 있다 소도프로 가능할까? 헉, 어, 쟤 떡배네 떡배가 이기냐 소도프가 이기냐? 어, 한발 썼다. 어떡할래? 애들 너무 잘해 진짜 애들 너무 잘해 무서워 죽겠어 진짜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애들 빠꾸가 없어 그냥 그냥 개피 같은 거다 뛰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치킨을 먹으라는 거야 이런 이런 애들 상대로 어? 어? 재밌게 잘본 부분 없어 놀랬냐? 앞에 있어서 심장마비 샷. 버기 주인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오토바이 버리고 와가지고 잡았다 앞에 양룡이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양룡이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 캡탄 탐자 4명 남았어 왼쪽 집에서 나오네 하나? 양룡이 하나? 하나 나 하나 경박사 하나 이렇게 같은데 한 명은 어딨지? 하 둘셋 하나, 둘, 셋. 맞았을 것 같은데. 아! 으아! 어! 아니 순탄이 아니라 완전 개삐었나봐 <laughs>